헬로 투더 워! 헬 Yo 진짜 제가 왔어.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왔어, 왔어. 그래 내가 특별한 날에는 출연하는데 오늘이 좀 특별해요. 왜냐?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션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요요요요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름은 제스민 로페즈라는 wow. 분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이름 이쁘네요. 네, 오렌지 카운티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음. 카운티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laughs> 캘리포니아를 오렌지 그런 걸로 말해요.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캘리포니아에. 오늘 듣고 공교롭게 오렌지 먹네. <laughs> 아,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훌륭면 보시는데 박스가 또 커요 근데 그렇죠. 조금 그런 게저희가뭐 출연을 요즘 안 하지만 네. 첩이도 이렇게 출연을 열심히 하는데 왜 첩이한테는 안 보내고 항상 샤 션한테만 보내는지 아 저는 원래 다이어트 다, 하라는 건가? 다 이렇게 토스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laughs> 얼마 전에도 아니 여기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 가지 공지사항이 저희가 이제부터 실시간을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y 그런데 다 저희가 알다시피 구독자들이 여러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어느 시간 해야 가장 좋을까를 고민 중인데 그쵸, 그 시간을 좀 커멘팅 커멘팅 달아주시면은 그 네. 조합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오케이 그럼 공지사항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할 아티스트와 오케이. 어. 노래 해주세요. 오늘 또 YG 양군. <laughs> 이거 네. 이거 옆에 좀 내려놔. 오케이. 네 YG YG 합니다 YG. 와우. YG의 핸드건. 핸드건. 드라코 와우 피처링 <laughs> 네, 에이셉 락키 에이셉 네. 라키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 에이셉 락키 때문에 20대 초반에 음악을 잠깐 할 뻔 하다가 네. 개망했죠 너무 못해가지고 <laughs> 자 오늘은 YG 위키피디아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했는데 또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네. 저번에 저희 YG의 자막 빅뱅 카드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나오는 것 클릭하시면 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오 보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YG의 핸드건 좀 서론 길지 않게 바로 들으면서 얘기 나눠보죠 드라코 드라코 드라딱딱딱딱딱딱 팍 라둘리 액션 YG and ASAP Rocky Handgun. YG 400. 400. 와우. 뭐야 군대야? 음 그런 거 같은데. 에? 훈련소네. 이거 그 핵소 고지 영화 알아요? 아 그거 못 봤어요. 그거 같네. 와우. 빡세다. 그게. 와우. 나 근데 못 알아듣겠다. 음. 그러니까 너무. 음. 알아들었냐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밴딩 머신에 총이 있네. 그니까요. 역시 제목만큼. 와 자판기에 저 처음 <laughs> 어 저기 막 handgun 이런 거 들리지 않아요? 네. 맞네. 뭐야? 그 어? 에이셉인가? 네 이분 에이셉. 어 아, 맞네. 딱 그 또 내가 사랑하는 에이셉 때 딱 끊었네. 네. 근데 웃긴 게 제가 군대를 무조건 가잖아요. 음. 한국 사람들은. 군대 농담이 그런 농담이 있어요. 야 자판기에서 총 좀 받아와봐. 아 맞아 맞아. 사와야 된다고.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자판기에서 총을 꺼냈어. 어, 말 그대로 맞아. 진짜 그 농담 그대로 됐네 와, 역시 천조국. 오케이. Let's YG랑 <laughs> 얘가 그 누구지? 조교? 주일설련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그, 런 사람들 같아. 와우. 군대 좋네. 그러게. 험비? 험비. 왔다 대장님. 버스. 양군. 캡틴. 아, 덥겠다 근데. 패딩을 입고 있어. 여름인 것 같은데 진짜 더워 보이긴 하네. 좀 특이한데요? 노래는 어땠어요? 정말 정말 좋아요. <laughs> 어, 어, 어. 아, 어. 아, 어 flow가 많네요 여기. 근데 YG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저번에는 안 아. 그랬었는데. 음. 저는 처음 들어봐요 YG 노래. 저 YG 처음에 들었을 때가 Left Right였거든요. 네, Left Right가 네, Left Right였는데 그때 이거보다 약간 더 대중적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네. 약간 지금은 뭔가 되게 자신만의 그런 예술혼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좀더 갱스터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음. 약간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대한민국의 영디보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flow가. 아 그분 어, 그 그분 그분도 어플로우를 사용하나요?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음을 넣어요. 근데 그분은 그 뭐라 그러지? autotune을 엄청 많이 맞아요. 요즘 좀 음. autotune 많이 입히더라고요. 오케이, okay, let's get it. 아, 아, 아, 아. 너무 많이 하는데. 가사가 별로 없어. 혼난다. Why do you do too much? Wow. Super blood. Duck, duck, duck, duck, duck, goose. Goose? 아 오리 다음에 구스? 맞죠? 덕, 덕, 덕, 덕, 구스 아유, 아. 가사가 쩌는데요? 오리 오리 오리 거위 <laughs> 아그 파카 입은 게 그래서 그런 건가? 덕팍 덕담? 아, 아 그럴 수도 와. 있겠다 설마 덕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구스였다고 구스. 구스가 제일 비싸니까 그니까 아, 아 약간 어, 놀랐다 놀랐다 그러니까. 재밌는데요? <laughs> 가사가 많지 않아. 어. 가사가 많지 않아. 그리고 중간에 모습이 맞아 맞아. 중간중간 어, 가사들은 따라 볼 수가 없는 게 맞아, 맞아. N월드가 너무 많아요. 아. 음. 그래가지고 저희가 못 따라가겠어요. 맞아 맞아 맞아. Let's get it. 에모. 아. 아. 아. 아. 좋은데요? 중독적이다.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군대에서 아. 저런 조교 아. 있으면 빡치죠 오! 역시 역시 A$AP 와우 간지가 흘러내리네요 아 그냥 어, 너무 멋있어 아. 사람이 진짜로 막 패션도 유명하고 <laughs> 네. 노래도 뭐 잘하시고 진짜 조금 되게 멋있어요. 네. 약간 아이콘인 것 같아요. 뭔가 음. 힙합 하면 떡 떠오르는 미국의 래퍼? 비기 스몰즈? Notorious <laughs> B.I.G.. 아. 아... 오케이. <laughs> 시대에 뒤쳐진 투팍 투팍. 클래식이지. 오케이. 클래식으로 가야지. 계속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계속 헛소리 할 것 같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들어볼게요. 이제 안 끊어볼까요? 예. Mercedes? 캠프 트리 역시 그루브가 넘치네요 딴딴딴 아 빨리 와이드 나왔으면 다 어어 베이스텝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재밌네. 그러니까. <laughs> 자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YG featuring ASAP Rocky의 핸드건. handgun. Draco. 와우. 드라코. 드라코. 진짜 중독적이에요. 네 맞아요. 어. 우리도 계속 어. 이렇게 말해야 돼. 어. 아. 오늘 노래 어땠어?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 좋았어. 어. 아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아. 아. 나, 딱 고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이거 한다 그래서 그냥 무슨 노래지 하고 노래만 이제 오디오로 찾아봤는데 사실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별로였어요 음. 근데 음, 또 이렇게 한 두 번째 들으니까 중독적이긴 하네요 확실히 저는 어. 노래는 안 들어봤고 네. 썸네일만 보고 제가 이상한 걸 왜 입었냐면 썸네일 보고 네. 좀 컨셉을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음. 되게 테크웨어인 척 하는데 누가 봐도 낚시 조끼 같은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 욕먹을 때 됐어요 된다 안 된다 안 아, 된다 네. 네. 저는 인기 이어가야 된다 가리갔죠 아, 네. 아리가토 아리가토 자 오늘 그래서 아, 잘 좋았다고 그리고 난 에이셉 라킨 당연히 내가 엄청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저 실망시켜주지 않고 너무 잘했고 이렇게 가끔 가다 나오는데도 뭐 실력이 있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서 진짜 멋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제목 봤을 때 빡센 건 줄 알았는데 그냥 handgun 자기 뭐 이렇게 뭐 그쵸 그냥 swag인 것 같은데요? 그냥 근데 영상이 빡세요 네 맞아요 영상이 그 군대 훈련소 맞아 느낌 그리고 가사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느낌으로만 내가 추측을 해보면 real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뭔가 리얼함 리얼 앤 월드 맞아맞아 그런 느낌 real 앤 월드 그앤월 어 맞아 어, 어, 어. 맞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총 가지고 나는 뭐 총 이렇게 어. 밴딩 머신에서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음. 덕, 덕, 구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간단하게 YG 핸드건을 해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혹은 이렇게 바로 저희 리액션만 보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실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시간은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그거 네. 종합해서 꼭 먼저 뭐 커뮤니티로 공지를 올려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은 1pm 코리안 타임로 1pm? 네. 어, 1시 정도? 네, 여러분 그 시간대 저녁 시간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약간 브라질과 캘리포니아의 절충안이 필요해요. 네, 네. 네. 근데 거기가 네. 어, 비슷하지 않나? 네, 엄청 다르진 않아요. 어, 오케이. 네, 맞 그럼 뭐 나중에 실시간 잘 되면 뭐 실시간 리액션도 재밌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한번 기획을 해봅시다. 그럼 끝나기에 앞서 항상 하는 거 있죠? y 예. 해주세요 영어로 따라따라.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subscribe, and alarm me.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st thing. Promotion to the world wide. Tell your friends it's good. 오케이. It's not, good. it could be bad, but you lied to them, it's good. 와우. Yeah. Could be better with Friend, you guys. teacher, Yeah! children, 어, uncle, <laughs> grandfather, grandmother. 좋아요. 네, 네. And your child. <laughs>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서 리액션 맞춰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럼 언박싱 꼭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아, 오케이. 네. 그러면 외쳐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ead action.